생각보다 진짜 높아 너 정말 안녕하십니까 광주 당일치기 여행 일정을 완성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대표님 네, 아, 미잘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위 4개씩 가지고 오세 Korean street food. 아, 아 K-food 저는 또 오늘 hot place 알아왔죠 진짜 네. 제가 다 책임집니다 와 대박 회사 밖을 준비해야 돼 저는 hip하고 hot한 느낌 놀고 먹고 보고 다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아, 오 좋아, 깔끔하게 좋아. 준비했습니다 2019 광주 FINA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이 광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월클 월클 음, 7월 한 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올 7을 놓치면 한국에서 언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그곳을 가려면 경비들이 필요하잖아요. 오! 감사합니다. 아여 일곱 여덟 아홉 십만 원? 세명 저희 세 명이거든요. 할때 제작진 찬스를 외쳐주시면은 저희가 작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작은 도움 말고 큰 도움 필요해요. 아 지금 아, 만 아껴서 세 명이 어떻게 다녀요? 아니 찬스도 여행 시작해 주세요. 아 이래서 갑이라고 어... 네, 이래서. 어 일단 갑시다. 나 이렇게 하면 여행 안 할량. 난 할량. 난 안 할량.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코스는요 음, 음, 무등산의 오? 어? 모노레일 리프트를 타러 갈 겁니다 야, 너무 좋겠다 그... 그 리프트 전망대 리프트 전망대 목표 뭐 이거 같이 하면 패키지로 천 원이 할인되네 명상의 시간 위를 한번 올려다 지금 저, 저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추는 게 아주 예술이야 숲속으로 혼자서 걷는 기분 산책하는 기분입니다 풀이랑 <laughs> 대화했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wow. 아니 근데 생각보다 진짜 높아 높다 야 높다 <laughs> 좀 높다 혹시 내가 좀 이런 거 재밌다 이런 거 즐기고 있다 싶으면은 살짝 힘들한 봐봐 그럼 더 재밌지요 <laughs> 좋은 여행 되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아, 아 정이 넘친다 너무 좋아 맛집이네 음. 어. 이제부턴 어. 팔각정이에요. 아, 약간 인정. 근데 내가 지금 올라오면서 본 어. view가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인정. 내 동네 선배들 다 지금 전망대 오는 거야. 그럼 그럼. 야 근데 진짜 산이라 그래갖고 나는 사실 좀 오래 걷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걷는다기보다는 진짜 깊은 음. 산속을 즐겼어. 나 아직 몰라? 아 그렇지.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당신들 산 데리고 왔다는 거 그래. 아. 믿는 구석에다 있는 겁니다. 티켓이 왕복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편할 거예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인생샷 자연은 다 즐겼어. 이제 어. 가자 인생샷 쪽으로 가자. 가자. 네.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왔냐면 양림동 근대 문화마을 근대적인 건축물하고 한국적인 건축물을 한 곳에서 볼수 아. 있다는 말이지 최승효 고택. 최승효 선생님 wow. 예쁘지? 너무 전통적인데 이거 그냥? 되게 전통적인 한옥 기워 봐 기워 쌓인 모양 봐 연못도 있어 여기서 보니까 진짜 멋있지 않니? 내가 찾아봤거든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옷 빌려입고 사진 진짜 많이 찍더라 우리도 빌리자 가기지 가기지 해야 되지 해야 되지 돈써 와아 진짜 예쁘다 아, 너무, 예뻐요 oh my god. 이거 완전 도로시 거 도로시 옷이네 wow. 스트라이프 저 다 살게요 이거 저희 다아껴졌어 <laughs> 아껴 네 진짜 제작진 찬스 좋다 어, 어, 다 입고 갑자기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퀴즈를 아. 풀어야 돈을 획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래도 퀴즈면 양호하다. 그래 맞아 맞아. 그래. 한번 해보자. 객관식 퀴즈입니다. 객관식 쉬워. 잘 찍으면 되는 거네. 그래 그래. 보기 드릴게요. 네. 1번 하이다이빙의 점수 평가 기준은 입수할 때 얼마나 많은 물을 튀기는가이다. 2번 경영 선수들은 빠른 기록을 위해 국제대회에 참가할 때 전신 수영복을 입을 수 있다. 3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 중 하나이다. 4번 아티스틱 수영, 즉 싱크로나이즈 수영은 여성만 참가할 수 있다. 아 잠깐만 이건 일리가 없어 근데 네. 느낌 왔어 이거 답은 3번이야 삐리 왔어 삐리 그럼 외쳐볼까요? 하나 둘셋 3번!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아 잠깐만 맞나봐 맞아서 그런 거지 맞아 나가? 하나 둘셋 3번! 3번! 감사 메가 스포츠란 동학의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대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근데 월드컵이나 막 동학의 올림픽 같은 거는 그치, 그치. 되게 엄청 크게 우리도 많이 알고 너무 메이저하니까. 돈을 주신 건가요? 카드? 현금을 드립니다. 와. 게더 기분 좋아. 얼마? 4만 아, 원. 4만 원을 획하셨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마술사신가봐요. 지금 퀴즈야. 우물선이 아, 어느 나라 사람일까? 오늘 점심으로 부대찌개가 좋겠어요. 부대찌개 정말 울산 여기 와서 맞아. 부대찌개 햄살 울산, 울산, 울산. 그래서 우일은 사실 윌슨이 한국식으로 이름을 만든 거라는 거. 아 미국분이셨어, 미국분. 아, 미국분이야. 아 지금 밥 시간을 놓쳤어 인생샷도 먹어야 찍을 수가 있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네을 여러분들 그럼 찬스 또 쓰시는 거죠? 저희가 안 쓰면 저희 뭐 어디 가시게요? 맞아 어떡할 건데 어. 수구 수구 하나, 수구 수구 둘셋 땡! 셀레나 어. 어. 죄송한데 어, 어떻게 좀 아, 다른 데다 자 이거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저희가 기회를 더 드릴게요 오, 오, 오 아, 점수 하나 둘셋 땡! 왜요? 왜요? 뭐가 잡았 내가 잡았어. 잡았잖아. 손 잡으신 게 왼손 오른손이 다르시죠? 아 선생님. 선생님. 일로 아 일로 와 나와 나와. 그리고 세 분이 마음이 다 맞아야지 이게. 아 맞아야지. 아, 나 너. 맞아지금 기회가 한번더 마지막 문 남았는데 잘하자 잘하자. 잘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아,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 아래로 아래로 하나 둘 셋. 제시어 드릴게요. 아티스틱 수영. 싱크로나이즈 똑같은 거야. 하나 둘 셋. 셋! 정답입니다. 예스! 야, 나 눈물 날것 같아. 왔어. 또 묵직해, 또 묵직해, 또 묵직해, 또 묵직해, 또 묵직해.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살았어요. 조금 조심해야 돼. 와, 진짜 교양 있는 사람 된것 같아, 언니.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응, 그치? 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미안해. 이렇게 교양, 교양, 교양. 그리고 여기 양념 마무리로 첫집 딱인 것같아 그렇지. 너무 만족스러워 지금 나. 이게 에피타이저처럼 드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 이, 이게 에피타이저 먹는 거야. 네, 그지 마, 알지? <laughs> 이렇게 먹는 거야. 아, 오늘 봐봐. 오늘 비도 오고 너무 온치도 있고 그런데 전망 없어. 도로시가 위 4개 준비해 오라고 네 했잖아. 아, 우리 택시 타고 모노레 타서 그래. 그건 미안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혼자. 아 저희 제작진처럼 잘쓰면 안 되나요? 쓰시게? 네! 네! 죄송한데 저희가 저희조차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 저희가 아, 알았고 아, 그냥 다! 다! 다! 그러면은 틀리면 또 벌칙이 있어요? 안 틀리면 되지! 안 틀리면 안 틀리면 되지! 시청각 퀴즈를 낼게요 시청각! 하이다이빙 오. 실내 경기가 아니구나 하이다이빙 경치 맞지? 어 장난 아니다 지금 그래 아, 진짜 한참 떨어 봤어? 그만 선수가 회전을 쓰는 몇 회일까요? 하이다이브니까 다섯 개 아닐까? 하이. 아. 하이, 다행. 이기서 한번 천천히 돌고 밑에서 이렇게 어, 사. 이거 본 사람만 믿어야 돼. 아, 그럼 가볼까? 가볼까? 하나, 둘, 셋. 네 번. 네 이거예요? 벌칙? 어디서 이런 걸또 보여왔어?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그냥 몰라. 오케이, 오케이. 아, 내 무진 거 가위바위보! 상대 가려, 상대 가려. 아, 아, 아. 이건 귀여워. 아. 한번더 드릴게요. 아 제발 아, 나 진짜 먹고 싶어. 퀴즈. 퀴즈 퀴즈. 네. 퀴즈 퀴즈. 이번 광주 피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도시는? 광주. 정답. 아. 이번 대회 슬로건은? Let's swimming. 네. 아. 이번 대회 종목 6개를 쳐야 되는 거라면 어 경영 아티스틱 수영 이런 대회가 열리는 7월 7월 7월 분당 이 대회 홍보대사 중한 명이 이름을 대면 와 박태원? 분당 어? 대회는 몇년 만에 개최될까요? 4년 아이씨 마스터즈 챔피언십에 참여하는 참가자는 1인당 최대 몇 종목까지 참여 가능할까요? 사정모? 네 이번 대회 마스코트 인 동물은? 아 수달 수달 수달 마스코트의 이름은? 2019 광주 피나 세계 세운스포 대회 엠블럼은 영상강과 땡땡산을 형성하였습니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원장. 뭔가 석공.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미초찜, 미초찜. 지금 너무 적당하게 녹았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네. 음, 음. 불맛으로 오버. 어, 그리고 딱 깠는데 지금 약간 육즙 같은 게 막. 네, 김치 먹고 있는 것같지 김치도 씹히긴 해. 음,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아, 우리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조금 힘들긴 했지만. 아, 그쵸. 감님 때문에. 감님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갑이, 지갑의 갑이 아니야. 아, 그렇지. 동명동 카페 거리나 아. 하늘마당이나 네, 못간 데가 조금 있어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었어요. 올해 7월에 2019 광주 피나 세계 수영 선수권대 열리니까 7월 한 번 더 오실까요? 아 그래 콜 완전 콜아 아, 그럼요 하나 둘셋 화이팅!